아 요거 요거요? 어 자 골라요 아이고 아이고 아, 그, 요거 요걸로 할 거예요? 우와 새우 진짜 크다 이거 진짠가? 와 대박 dig, dig, dig, dig, dig. ってくって。